아그뭐 온리 머시기 뭐 있는데 진짜 좋아하는 앨범이 있어요 이 앨범 나왔을 때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헤비추얼 듣겠습니다 헤비추얼? 헤비추얼 어? 정말 좋아요 이번 트랙에 있는 곡인데 이건 네.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네.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j u s t i Bieber, 네. To Die For이라는 노래 와, 슴스미스 저는 스승의 날마다 항상 샘 스미스님을 찾아보곤 하죠 속상하게도 다 한데 되게 빵빵해요 음... 어떻게 하는 거죠? 마약에 가까이 되고 그런 거 아닐까? 구미야셋에 빠트렸네요요 최근에 그분들이 좋더라고요 그 누구지? only 머시기 뭐 있는데 올리 아 올리원 오브 저는 이분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특히 이번 앨범 뭐 신곡이 있던데 뭐 angel인가?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, 아 되게 신나는데? 이게 아마 오 귀 어, 팍팍 들어 You're my, you're my angel 어? 처음 들은 거죠? 네. 근데 왠지 귀 팍팍 들어오지 않아요? 뭔가 왠지 엔진 나올 것 같은데? 이야 야, 이 사람 목소리도 타이야 이 사람 좀 별론데요? 여기 <laughs> 스포티파이에서 또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스포티파이를 저희가 평소에 되게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음악을 들을 때 스포티파이를 많이 듣는데 올리오노브 노래는 스포티파이로 그리고 아까 앞에 말했듯이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웨이비 크게 울려 퍼지는 너야 이분 되게 좋네요 난 별론 것 같아 이분이 되게 좋네요 네.